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어, 블루 아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어, 깜찍이 김석진 지인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희망 제유입니다 하트 하트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핫.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정국이고요 어, 취미는 그냥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고 요즘에는 기타랑 복싱이랑 영어 빵빵빵빵빵빵 아무 그거 예. 어 저는 대부분 좋아하는데 그거 저기 호, 호비 어... 디스코 o v 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어 역시 다이너마이트에서 가장 쉬운 안무이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like dynamite 나나나 이게 역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나 오 이거 <laughs> 이 느낌이 제일 좋아요 아 좋아하는 안무요? 저는 어, 이렇게 통통 튀기는 리듬 안무 있는데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안무였어요 귀여운 다이너마이트의 매력이 뻥! 안무도 있어요. 뿡! 뿡! 뿡! 내가 몸이 좀 더 좋았어야 되는데 언제 털지, 털지 모를 나의 몸을 표현 피했다 다이너마트, 다이너마이트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뭔가 아이돌 뮤비의 색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신나는 디스코풍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어, 무지개 색 어, 이유 없어요 다이너마이트는 드라이브 할 때 특히 좋은 곡이죠 BPM도 그렇고 템포감 자체가 좋아요 신나요 다이너마이트는 헬스할 때 특히 좋은 노래 아 폭발 비장의목이요? 화려한 군무? <laughs> 어... 제 생각에는 좋은 노래, 좋은 안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 뮤비 자, 뮤비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요? 뮤비 Where is it? Out of 복숭아? 아! 아, 오늘 김밥이었는데. 글쎄요, 딱히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제 어, 정국이가 요즘에 어, 그냥 영화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들어 눕기 들어 눕기나 아니면 바로 씻기 약간 뭐 아니면 돌아서 예. 우리라 음, BTS 인더스 알리오 올리오 그게 최근 Oh, ladies and gentlemen, I got the medicine,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on the ball. 디스코 오버로드 가방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숟가락이 항상 들어있고요 뭐 안 써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데 아... 오래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바다에 가고 싶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어좀 약간 외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 올해가 가기 전에요? 좀 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 지금 하고 있는 악기들이랑 지금 화성악 다시 하고 있는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올해가 가기 전에 믹스테이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어 진짜 그냥 콘서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공연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앨범 완벽하게 어 아미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이제 나왔는데 아미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빨리 온 거니까 그리고 지금 안무도 컨펌 난 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직은 좀 숙련되지 못해서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그잘 소화해서 좀 이 뭔가 이 지친 무더운 여름에 좀 좋은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가사나 이런 거 보시면서 힘이 나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영어곡이라 되게 발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녹음했고 신나고 저희 노래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게 된다면 저희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저희가 이제 안무를 춤 하면서 이제 뮤비를 찍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포포, 저희 포포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어, 팬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음, 또한 번 더 아, 방탄은 어, 이런 팀이었지 역시 내가 좋아하는 팀이었, 팀이 이런 팀이구나 라는 걸 또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어... 저희 안무도 귀여우니까 응원해주시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많이 어, 즐겨주시고 지금 이 뭔가 살짝 얼어있는 이 분위기를 이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깨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녹음하면서도 되게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어, 이번 노래 어, 저희와 함께 같이 즐깁시다 제 머리 색쳐 시원한 여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쎄쎄쎄쎄쎄쎄쎄쎄 제가 말을 해도 훈련는 순간 끊기는 거죠? 인터뷰가 이런 것도 다 추후에 나가죠 사실 어 종국이가 아 종국이 그냥 아, 웃겼어요 그냥 어, 이러 연습하는데 웃기더라고 춤추는 이상한 춤추는 웃겼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영어 실력 키우는 거 어? 거기 이렇게 대각선이었다가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대각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부분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뮤비 음, 카메라 픽스고 카메라는 픽스고 이제 저 혼자서 이제 뭔가 개인 역량으로 뽑아내야 되는 건데 좀 잘 나온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 그런 모습 다이너마이트 뽕